아직도 생생해 져내긴그 설레임 너와의 첫눈 맞춤 예. 보잘것없는 내 바람들이 조금씩 이뤄져가는 꿈 같았던 날들 어. 들을 수가 없는 날인데 네가 선물해주는 복한 하루하루가 y 예.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처럼 나를 기억해줄까 너에게 난 그저 수많은 기억들 중에 하나 말고 밝게 빛나는 지금의 나를 마음속에 담아주고 싶어 힘든 시간일지라도 함께한 순간만은 언제나 네 마음속에 영원토록 기억되고 속에 깊게 새겨들게 날 이끄는 네 목소리 현실이 아닌 곳에 머물렀던 것만 같아 부서지고 무너지던 날 일으켜 세워 손잡아주던 그때 내 모든 걸 바꿔줘